दिल में था जो शुद्ध दिल जो जो अच्छे बने गाना से एवरी यो जो とずてがりつなまさでにりくるりゃぬににままじょくりょちいさみにぞどくりょ自分なばフォー 내참아 그 승호 차량이 가차 마무려 뛰고 내과 흐테 말리비 수이가차 마즈 아무와 마도 你是一个不理智的妈，舍得你离我丢掉，不哭着哭，他吃他多，第一首是第二里多，欺负那么好。 찬양이 갇혀 머물려 등이 군에 있 그제 마이 숨이 가져만 아무와 마다 위에 부두 꽉참 원우디 이곳은 아주 별리고 눈이 가져만 ditipu dulu Aduh, 我背我背我背我背，我背我背我背我背。别下别下，别下。你看我背我背我背我背。